cc는 부피라고 그랬죠? 그램은 질량, 음, 즉 인체나 물체의 고유한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흡입한 지방량과 100% 동일하게 줄진 않아요 이유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하는 밀도 때문인데요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1이 나온다면 cc, 밀리리터, 그램은 동일하다고 봐야겠죠? 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물보다 가볍잖아요 기름이니까 그래서 물 위에 떠요 밀도가 물보다 낮아요 그래서 가볍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지방 4000cc를 뽑았다고 할지라도 정확히 4kg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수치로 줄어들 수 있고요 대신 부피의 단위이기 때문에 눈바디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볼륨감 효과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